하지만 9초 뒤에 따라온다면? 포탑을 파괴했습니다. 아니 22살 그 대기 자원 중 8파란색 아니에요 와 3원들이다 이건 이겼다 카서스의 제이스라서 또 3이라의 또 제드라서 이건 질 수가 없어요 3원들은 자 이겨봅시다 OMG 뭐 님 슈퍼채팅 600원 응달고 아이고 My mid idol tears of joy fighting from India 어? 어 예스 예스 땡큐 땡큐 아우 I love you I love you 땡큐 저 해석 좀난 진짜 모르겠다 제대로 하실 땐 첫 번째 사일런타, 사일러스한테 지지 않는다 절대 쫄지 않는다 2대1 한다는 마인드 음, 무빙 피하고 한 대 더 때린다는 마인드지만 내가 3포를 가는 이유가 이거예요 이렇게 하면 뒷moving. 바로 그런 bottom 따이고 게이득이죠 백카이 살았어요 네 죽어요 이러면 이득입니다 네, 이득이죠? 왜냐 라인이 박았기 때문에 아이 텔포네 아 씨발 손해에요 이거. 손해 아니에요 개손해에요아 이거 경험치 차이 좀 많이 심하겠는데 오케이 맞아줬다 오케이 good. 이것만으로 해도 서비드 근데? 킨드 있다 뒤에 여기쯤에 킨드 있다 아 나이스 제이슨 다이슨 청소 나이스 오 이것도 캐리가 살짝 나오는데? Nice. 이거 이득이죠 바로 그냥 bottom을 찔러버리는 이거 판테온 한번 씹어줍시다 어 나이스 야 진짜 다 해줬다 이거 와 real 다 해줬다 이거 카서스가 너무 잘해주는데? 킨드도 너무 던져주고 아군이 당했습니다. 팔렙대야 잡을 것 같은데. 연결되었습니다. 와얘 뭐야? 아따야 미치부리겠다 그냥 아씨 뭐 브러지 같은 놈들 해봤는데 처치했습니다. 처치했습니다.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 다방이 들끓는군 사이렌인데 여기 포탑이 파괴되습니다 적을 확산 중 처치했습니다. 적을 처치했습니다. 음. 아 치명타 가기도 살짝 애매해졌다 이러면 루시안이 너무 크고 제이스가 너무 못컸습니다 어이 미쳤네 지금 누구 앞에서 텔을 쓰는거지? 무시안이 와도 모자랄 판에? 잡았다 Nice! 이러면 밀지 장난 아니에요 출발 전면했습니다 죽는다 하지만 9초 뒤에 따라온다면? 따봉 <laughs> 이거지 이거지 무조건 이 게임 질 수가 없음 저 조합에 제드를 만났다? 져야 돼 만약에 카서스가 아니라 다른 챔피언쓰면 몰랐는데 카서스라 무조건 이겨요 나이스 아! s o 나이스 <laughs> 브라운. 브라운. 브라운 브라운. 아 근데 그거 너무 나이스. 아이고 그래 잡았다. 야. 우리의 칼날 전투를 와 오랜만에 그 콤보도 재밌게 쓴다 야 아이 스르륵 싹싹 까비 다시 한번? 적을 처치했어. 야, 어, 빼셔야 돼. 선생님? 어 잘했다 잘했다 이거 이 <laughs> 그에게 쏟아지는 무스한 빙 아군이 당했습니다. 어우 진짜 미드갭 오랜만에 진짜 제대로 했다 제대로 됐어 잘했다 굿 <laughs> 아이고 Caddy.